ただきます

네. Thank you. 嗯。 うん、すいませんお文字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무슨말이에요응오시가무슨말이에요오시혹시나약간그런말많이 이게 뭔가 한국, 한국어 패치가 되니까 약간 물 좀 주세요 이거랑 뭔가 어 죄송한데 물 좀 주실 수있나 이런 느낌 그래서 나는 그냥 못이라는 말을 많이 써 부탁할 때 아, 진짜 맛있다 템프라 너무 맛있다 에비 템프라 너무 맛있어 새우가 통통합니다 와사비 다 넣는 게 더 맛있다 소바 더 먹을래? 응그다 먹어 어 덜어줘 아, 그 음. 나 거의 안 먹었어 찌개가 되게 좀 짭짤하긴 하네 고추도 사마 되시다 자, 마타네